가젤이요? 처음에 몰랐거든요 가젤이 뭐였지 하면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<laughs> 진짜 닮았더라고요 진짜 가젤 그 동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솔직히 이것도 어느 정도 닮은 것 같아요 그렇죠? 저는 제, 제가 그 머리를 하면서 가젤 닮았다는 생각을 하나도 안 들었거든요 요즘 들어 팬분들께서 가젤 닮았다고 해주시니까 약간 새로운 동물이 하나 더 추가된 것 같기도 하고 나인이는 닉이 나인 닮았고 줄기가 살짝 눈도 크고 하얗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군형이 닮지 않았나 싶고 남은 이분은 준영이 준지가 평소에도 행동도 조금 느리고 말도 조금 느린데 아까 있지 안 보이니까 <laughs> 되게 막 가지 가지 소리 따라 진짜 인간 네, 그럼 민혁 씨가 직접 최초 공개하는 몬스타이 스포일러 스 요거 보여드릴게요. 판타지아 어깨 약간 약간 약간 요런 게 까지만 어제 뭔가요? 뭐 멋있다는 데첫 밀리언 셀 축하합니다. 그걸로 누가 더 가져갔는지 골라주세요 여러분. 호재로 자신감에서 나오는 이 약간 요런 손동작과 어깨, 어깨 요런 게중요합니